ones who've been chasing their goals If they was sleeping on their kid, now they better be woke Lights, camera, action, we ready to roll Alright, places, everybody, let's put on a good show I'm sick of your talking, you got the wrong one I'm taking your king and I leave him Vamos! lá! 맞아 네, 방금 제가 방심을 했죠 네. 상대방이 머리가 저렇게 두 번 연속으로 들어올 줄 몰랐어요 네, 제가 뺏겼습니다 상대방이 머리를 떴을 때 제가 받아서 머리를 치는 장면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제 한번 그런 이런 시합에서 한번 한번 해보고 싶었던 기술. Gracias.